사람이든 누가 되든 다 나와 다 상대해주겠어 내가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어? 어? 어? 하지 말라니까 진짜 씨발랍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 7월 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계십니까? 계세요? 계십니까? 어?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내 얘기 들리지라 들리지라 어디서 3층 가보자 일단은 잠깐만 3층 빨리 가보자 3층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빨리 가보자 어 이게 숨차냐 갑자기 3층 한번 가보고 숨이, 너무 차다 지금 ¿Puedo? No. 나와 나와 어? 어. 새끼야! 누구야? 새끼야 사람이든 누가 됐든다 나와 다 상대해 주겠어 내가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사람이든 귀신 다 나와 나와 어? 어? 어? 자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있어요 소리 집중. 오, 오가, 어씨 하지, 오, 뭐, 누, 야. 아. 아. 누구 계십니까? 누구 계세요? 계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예? 오씨! 어층 아, 왼쪽 첫 번째, 2층 2층 첫 번째. 어 깜짝이야 어 뭐야? 뭐야? 매 네. 설마 얘들아 매 네. 뭐야 뭐지? 여기가 2층 어떻게 여기다가 얘들이 어떻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야 여기 2층인데 어떻게 뭐야 이거?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지? 뭐야 이거? 만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선, 사람 손 타면 안 됩니다 사람 손 타면 안 돼요 사람 손 타면 큰일 납니다. 가서 제가 키울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 절대로 건들면 안됩니다. 어미가 좀 아쉽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잘 알아요. 문을 열어놔야 되겠어요. 귀엽고 이쁘지만 사람 손이 타는 순간 어미한테 버림을 받습니다. 문은 열어놓고 갈게요. 문을 열어놓고 안됩니다 간식 같은 것도 옷을 끈다로 할 수가 없어야 돼요 문 닫히면 문 닫혀도 어쩔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할수있 얘들아 아까 전에 그럼 그 소리가 고양이 소리였다고? 어미 고양이 소리였다고? 확실해? 어미 고양이 소리였다고? 그렇게 들었냐 너희들도 지금 나는 그렇게 난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 안 들었거든 솔직히 뭐, 뭐 하악, 하악, 하악 소리가 아니라 어, 아 뭐야 지금 진짜 나 미치겠다 나 나갈래 나 집에 갈래 그냥 나 집에 갈란다 나 집에 갈란게 말리지 마 나 집에 갈란게 말리지 마뭐 이딴 게 어? 미안해 미안해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얘들아 잠깐만 어, 얘들아 미안해 여기 뭐 있어 지금 내가 미안해. 어. 나야 나감옥지 만드니까 너 기침자지? 너 개청자지? 하지 말아야겠다 이씨 야너 개청자요? 하지 말아야겠어 이. 하지 말아야겠다 어? 하지 말아야겠어 이. 아유 씨발 야 뭐야? 아! 너그 지금 장난칠 때 아니다. 너그 장난칠 때 아니라겠어.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라고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냥 사람이었으면 했던 거예요 그냥 나도 내 스스로 이게 위안을 좀 하려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차라리 사람이어라 라는 그런 그런 맴이 좀 컸지 어 하지 말라니까 진짜 씨발람들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안되겠다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오늘하고 내일 어, 피피철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 더 버티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긴,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여기서 빠질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다가 또 큰일 생겨보면 제가 텐션이 팍 떨어지면 안됩니다